안녕. <laughs> 저희 어머니 인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아니 근데 지금 방송 중에 뭘 드시고 계세요 지금? 요즘에 과자 맛있어. 사실 저도 먹고 있습니다. 무슨 과자냐면 음. 이거 전 국민이 알만한 바로 이거죠. 요거 이름을 또 더 말할 것도 없어. 근데 약간 이게 우리 지방에서는 다른 이름이었어. 나도 우리가 같은 지방이잖아요. 어, 그렇지. 응. 니 뭐였는데? 형 뭐였어요? 나는 그 텔레톱에 나오는 뭐? 텔레톱에 나오는 보라돌이 뚜비 아, 아, 난 그거, 이거였어. 아. 어, 난 이거였어. 나는 음. 나는 그거였어요. 이게 아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? 아 진짜로? 응. 아 진짜로? 어. 그럼 이건 그러면 그거를 뒤집은 거네? 그쵸. 와 이름 생각보다 많네. 여러분들. 근데 그게 좀더 음. 달아. 이거는 약간 고소. 너 완전 그건데? 뭐야? 내 이거 봤잖아 콘, 콘물리에네? <laughs> 음. 나 배고파 배고프면은 이걸 먹어요 안돼 살쪄 나오면 PT했단 말이야 이거 먹어 살찌면은 나 PT했어 여러분들 저 몸짱 이거는 먹으면은 얼굴이 V가 돼 맞아 v 라 내가 이걸 좋아해서 V라인이 됐나봐 그게? 음. 음, 야 이게? 나도 이거 좀 많이 먹어 나 중학교 때 완전 많이 먹었는데? 형은 덜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가 많이 먹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은 나는 뭐나 하루에 한 개씩 먹었어 너가- 밥이랑 이거를 같이 먹었어요 <laughs> 밥을 꽂아가지고 아, 아 그래? 나는 이걸 먹고 어. 난 라면에 넣어 먹었거든 에이 그건 하수죠 아 그래? 나는 먹다가- 고춧가루 넣어서 나김치 담궈 먹었어 이걸로 응? 나 김치도 담궈 먹었어 집에서 김치로? 야, 어 김치 잘 안 먹었잖아 아, 김치 안 먹어 나는 이거 먹고 싫 먹, 다가막 토하고 다시 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480 칼로리야. 에? 480칼로리라고 대신에 400개 넘게 들어가 있어 아 하나 먹으면 1칼로리인가? 완전 200이에요 어 그러네? 조절할 수 있어 그러네? 30개 먹으면 30칼로리 있다 무지 맛있다 칭찬하지 마 <laughs> 너무 맛있 내가 다 먹었네